카멜라 Dearest reader, the time has come to place our bets for the upcoming social in the household of the widowed Viscountess Bridgerton. Fashioned the entire day. I feel like a princess. Do I look like one? 방금 쑥배송 도착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뭘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처음 사본 체단 만두. 갑자기 만두가 너무 먹고 싶어서 비건 만두로 구입해봤어요. 어제 저녁에 이마트 별로 장을 보는데 품절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는 피코크 티라미수 두 조각 들어있는 조각 케이크를 사려고 했는데 품절이어가지고 피코크 레이디핑거 티라미수 샀어요. 이거 배추에다가 갈치속젓 찍어먹으면 존맛이거든요. 알배기 배추 한 개 샀고요. 찌개에 넣어 먹을 애호박도 하나 샀고요. 애호박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하나에 2,000원씩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바나나 한 송이도 사봤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갈치, 갈치도 한 팩 샀습니다. 아침마다 사과 좀 먹어보려고 사과도 사봤고요. 그리고 1리터짜리 케일 샐러리 주스를 팔길래 이번에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2리터짜리 서울우유도 하나 샀어요. 쌈마늘이 마켓컬리가 더 싸길래 마늘은 마켓컬리에서 주문했어요. 명란찌개 해먹으려고 <laughs> 명란젓을 샀습니다. 큐로된 명란젓이랑 그리고 연어 큐브, 연어 큐브 하나 샀어요. 바꿔서 뭐 있는 건지 아니면 유행인가 해가지고 있어요. 아, 유행이에요. 자 이번 본선 4라운드는 바로 전했고 협찬도 설레기도 하고 내가 좀더 자 과연 37호 가수님은 사랑을 이아 수라미 사료를 또 바꿔봤는데 노스웨스트 동결건조 사료 치킨 연어 맛이고요. 제가 치킨이랑 흰살 생선이랑 이번에 치킨 연어까지 세 가지를 먹여봤는데 기호성이 제일 좋은 건 치킨이었고 제일 별로였던 거는 흰살 생선이었는데 생선을 진짜 좋아해서 비린내도 잘 못 느끼는 그런 편인데 그흰산 생선 사료 비린내는 진짜 너무 심하더라고요. 생선 비린내가. 제가 못 먹이겠어서 치킨으로 갈아탔다가 치킨 연어 맛도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사봤는데 치킨 연어 맛이 제형이 부드러워가지고 수름이 맥이 평하더라고요. <laughs> 사조에서 나온 벤티 파우치인데 동결건조 사료에다가 파우치 섞어가지고 주면 숨이 환장하거든요. 다음 달에 수룸이 데려온 지 1년 돼서 조촐하게 수룸이 생일 파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제가 수룸이 정확한 나이도 사실 모르고 생일도 모르는데 수룸이 처음에 데려오고 동물병원에 이제 검사하면서 여쭤봤는데 두살에서세 살 정도 돼 보인다고 하셨어요. 이왕이면 어린게 좋으니까 그냥 두살로 합시다 이렇게 하셨어요. 동물병원 차트에 생일을 넣어야 되는데 생일을 모르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냥 동물병원 내원한 날로 잡아주셨어요. 생년월일이 19년 2월 11일로 돼 있어요, 차트에.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생일을 2월 11일로 하기로 했어요. 생일 파티를 조촐하게 해줄 계획입니다. 준비 끝. 하면서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런 날이 빨리 오게 오랜만에 책을 샀는데 생일상도 참고할 게요 레시피북 보면서 좀 만들어 보려고 수제 간식 레시피북을 사봤어요. 그거는 제가 구입한 옷이고 제가 예전부터 좀 찜해놨던 옷인데 거의 반값에 올라온 거예요. 할인하는데 안 살 수가 없어가지고 나이키 플리스 점퍼예요. 박시하다는 평이 있어서 정 사이즈로 구입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이즈가 좀 애매한 느낌? 오른쪽은 이런 게 덧대져 있고 왼쪽은 이런 게 <laughs> 덧대져 있어요. 컴퓨터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비싸네요. 중고 시세도 좀 알아봐야겠어요. 나라까지 내 편에 오게 이렇게 살아가서 뭘 이렇게 뭔가 뭐 그러고 어. 이쪽은 계란을 터트려서 섞어 먹는 거야? 광안리에 제가 가는 로또 명당이 있어요. 제가 그 집에서 소액이었지만 어쨌든 당첨이 몇 번 돼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광안리 간 김에 로또도 사고 스피또도 사왔거든요. 저번에 4만원치 샀던 거 바꿔왔고 바꿔왔어요. 아, 당초 왜 이렇게 많이 됐지? 둘네 여섯 여덟 아홉 장 중에 다섯 장이 됐어요. 최소 만 원이고 이제 금액을 끌고 볼게요. 2천 원 4천 <gasps> 원 18,000원치 샀는데 지금 12,000원이 당첨된 상황. 정가를 확인을 못해가지고 방금 검색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계속 진짜 끝도 없이 오르길래 몇 개더 쪼었어요. 하필이면 최고점에 쪼어서 진짜 신기하게 제가 사고 난 그 다음날부터 훅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훅훅훅 너무 얼탱이가 없고 하루만 더 참을 걸 수원 언니 결혼식 날 별로 안 추워가지고 옷을 좀 얇게 입어도 되겠더라고요. 어, 나 지금 really begin society, she will be leading. The flowers are five minutes alone with you, little one. You know, is that even the rumour of my being alone with 게임 시간상으로 7년 동안 플레이한 놀이동산을 구경시켜드릴게요.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놀이동산인데 모노레일을 깔아서 놀이동산 존에 한번 멈추고 여기 한번 멈추게 하고 워터파크에 한번 멈추게 모노레일을 깔아놨고요. 롤러코스터랑 뭐 작은 놀이기구들이 이렇게 엄청 빽빽하게 <laughs> 들어있고요. 이 짜투리 공간이 남는 거를 못 참아가지고 놀이기구랑 이렇게 가게들 다 박아놨어요. 여기는 사파리 동물원이고요. 여기 북극곰 있고 여기는 워터파크예요. 커다란 이건 뭐냐면은 미끄럼틀이에요. 티켓을 발권을 하고 이렇게 쪼르르 올라가는데 게임 시간상으로 아마 한 1년 정도 걸릴 거예요. 요거 탄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엄청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 올라가고 싶다고. 엄청 빨리 내려갈 줄 알고 이렇게 높게 지은 건데 내려가는 속도는 또 정해져 있어가지고 내려가는데도 한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라면은 내가 끼릴게 <laughs> 샀다. 스타벅스 맞는데. 지금 애플을 사야겠구만. 테슬라 826. 또 뭐 있지 우리가 아는 거? 디즈니? 맥도날드? 또 뭐 있지? 다이슨? 다이슨 미국 거 아니야? 다이슨 영국 거래. 나 미, 국 미국 건 줄 알았는데. 다이슨 상장이 안 돼 있대. 근데 진짜 우리가 아는 거 하라고 했잖아. 생각나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 애플, 애플로 가자. 1년 사이에 진짜 두, 두 배가 올랐네. 아무것도 없어서 맥주를 여기서 주문을 뭐 어떻게 이거 뭐, 아, 1화가 아닌 것 같은 음. 느낌인데 아 2화구나 어쩐지 너무 설명이 없더라 그래, 음. 네, 너무 드립다 시작했어 진짜 봄나들이 가고 싶다 아 템플스테이 언제 할 수있을까 3명 오면 3 5만원 받고요 4명이 오면 4 5만원 받고요 거실과 방 하나 도식주지, 뭐 속식주지 어. 따라 뭐 시킨 거야? 이게 뭐야 사랑이? 난 촬영하는 사람 아, 이건 뭐지? 어묵국 너무 스몰인데 오늘 저녁은 삼겹살 400g 1인분 아니야? 삼겹이 진짜 이제 살 빠지고 식욕이 끌어올리지 않는다 음,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맛있어 응. 한편 출연한 거 얼마씩 받았까 3천? 응. 6천? 음, 무조건 음, 다 이거 싹다 협찬이겠지? 이번 영상의 컨셉은 먹방이야 껍데기야? 거의 하고 싶다 속필상 껍데기 양이 많다 이거 개만 넣었어? 3개? 쌈 싸줄까? 응? 가장 잘하는 상황에서 뭘 싸줘 가위바위보 이거 번호를 여기다가 적어야 돼 껍데 듬뿍 슉슉 아 진짜 찐으로 장점이거 먹고 싶다. 땡초. 1도 안됐다 오이고추 아니야? 아니 왜 사이드를 먹어? 김치찌개 맛있어? 와 맛있게 생겼다. 쌈 사줄게. 아니야. 나이트. 이제 방, 방정리하 음, 채슈넛 근데 마로는 프랑스 응? 다 먹었어? 응. 입에 왜이렇 붙죠? 배랑 음. 3,200% 로또 추첨이 끝나서 로또 확인해보려고요.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조금 변화를 줘봤어요 근데 막 영상을 보자 못치겠다 <laughs> 너무 슬픈 얘기 하지 말아요. 에이요 에이요 형님 비슷한 벌써?